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비숑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먼저 실행 첫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양한 그림 크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서 저는 보통 2048 2732 픽셀을 삽니다 선택을 하면 하얀 캔버스가 쫙 올라오는데요 너무 크면 전체 화면이 잘 안보이니까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브러쉬 색을 정해주세요. 이번에는 브러쉬인데요. 저는 보통 스케치 탭에 있는 HB 연필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해 탭에 있는 분필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분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좀 두껍지만 질감이 좋습니다. 선이 두꺼우면 원래 실력보다 좀 나아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브러쉬를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그릴 때 쓰는데요. 연필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떠있는 비숑 그림을 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둥글게 그려주세요. 비숑은 원과 타원 정도만 쓰면 간단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그립니다. 저는 지금은 중심선을 그리지 않지만 초기에는 중심선을 썼어요. 중심선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주둥이 부분 이 부분도 원으로 그려줍니다 됐죠? 이제 가슴 부분을 그릴 건데요 여기도 원이에요 모델 그림을 보면서 그립니다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이번엔 타원을 이용해서 앞다리를 그려볼게요 됐죠? 이번에는 하반신 부분인데요. 상반신에 겹쳐있지만 이 부분도 타원입니다. 뒷다리까지 이어 그렸습니다. 이제 꼬리를 그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그리는 그림은 편하게 그리는 거니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그립니다. 그냥 동그랗게 그리려고요. 그림에 보면 주둥이 바로 위쪽에 눈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동그랗게 그릴게요. 이제 눈 위치에서 선을 그으면서 내려와서 코를 그립니다. 코도 그냥 동그랗게 코 아래 입부분을 그려주고 혀도 그립니다. 혀도 타원이죠. 혀 아래쪽에 털도 그리고요. 눈안에 동공하고 반사광도 그려줍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 위에 layer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그림을 그린 부분이 파란색 layer 1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툭 누르면 화면 위에 파란 선이 생기는데요. 막대 끝에서 쭉 당기면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ayer를 투명하게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다른 layer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림이 확실해졌죠? 이제 다시 layer 버튼을 누르고 layer 창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layer가 하나 더 생기면서 활성화됩니다. layer 제목을 누르면 layer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layer에 진짜 선을 그릴게요. 기존선을 따라 그리는 거니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털을 그릴 때는 비종의 특징이 나오게 구불구불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른쪽 비종 그림처럼 꼭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밌고 편안하게 그리면 되니까요. 머리로 완성하고 다리도 선을 따라 그립니다. 털이 있는 곳은 구불구불하게 그려주세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려주세요. 꼬리도 약간 털을 표현하면서 그려주세요. 이제 다시 layer 창을 열고 스케치 layer를 꺼줍니다. 스케치가 없어졌죠? 이제 선 layer 밑에 다른 layer를 만들게요. layer 이름은 색으로 하고요.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눈을 칠해보겠습니다. 먼저 동공을 칠하고요. 눈선도 좀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코도 칠해볼게요. 코를 칠할 때는 반사되는 부분은 빼고 칠합니다. 이제 눈 윗부분도 칠해주세요. 눈 아래는 살짝 연하게 칠합니다. 다 됐죠? 이렇게만 그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림은 즐거우려고 그리는 거니까요. 아이패드나 종이 위에 그냥 편하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